2020년 9월 28일 선우의 영상 읽기 어 일단 오늘은 아침부터 병원에 갔는데 독감 예방주사랑 폐렴 관련된 예방주사를 양쪽 팔에 맞아가지고 아침부터 조금 힘이 없는 상태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열심히 또 보컬 연습도 하고 녹음도 진행을 했는데 오늘 또 새로운 곡을 또 새롭게 파트가 생겨서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 어, 생각보다 조금 음, 잘한 것 같아가지고 뭐 칭찬도 듣고 좀 더 연습도 해요라는 얘기를 들었다. 요즘은 이렇게 하루하루 쉴 틈 없이 조금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음, 사실 조금 지금 일단 나이가 18살이고 진짜 이제 오면은 아직 데뷔를 하기 전이지만 데뷔를 하기까지 또 엄청난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진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나는 이제 또 이제 아일랜드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프로듀서님들의 평가로 뽑혔기 때문에 그만큼 더 잘해야 되고 보여줄 수 있을 때 잘 보여줘야겠다고 생각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.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요즘 뭔가 계속 나도 모르게 좀 힘들다는 생각이 뭔가 딱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내 정신적으로 자꾸 사로잡아가지고 그런 게 좀 멘탈적으로도 그렇고 육체도 조금 아직 정리가 안 되는 것 같다. 확실히 조금 아직은 데뷔조가 결정된 지 아직 2주도 안, 안 됐고, 그래서 아직 너무 초반이어서 좀 정리가 안 된 걸 수도 있는데,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많은 연습들을 해가면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, 음, 그리고 뭔가 나한테도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. 앞으로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흔들리지 말고 너는 너의 페이스 꼭 유지를 하고 꼭 그냥 앞으로 남은 일들 생각하고 너의 팬분들을 생각하고 너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을 모두 생각을 하고 너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모든 일들을 생각을 하면 너가 절대 그런 나약한 마음을 가질 수 없을 거라는 걸난 알고 있기 때문에 꼭 정신 잘 붙잡고 있었으면 좋겠어. 그래도 이런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조금 힐링이 되고 그만큼 <laughs> 많이 외로운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난 나를 믿겠다. 앞으로 이제 계속 또 영상 얘기를 찍을 텐데 또 다음 있까 아니면 혹시 내일이라도 어떤 일이 생길지 너무 궁금하고 음 그리고 진짜 요즘 되게 행복한 건 하루하루 뭔가 어떤 일이 생긴다는 게 조금 스케줄이 있다는 게 좀 뭔가 좀 뭔가 재밌는 것 같고 아직까지 지금 초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육체적으로 조금 힘든 상태긴 한데 그래도 뭔가 일을 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뭔가 지루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 같다. 그래서 그냥 꾸준히 이 페이스 유지하면서 앞으로 많은 스케줄들을 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. 선우야 힘내고 이제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잘한 업그레이드된 성장한 아이고 아무튼 네, 그런 모습으로 보기를 바랄게. 안녕 오늘의 영상 이기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